자 2020년 11월 20일 여행 3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유패 부적을 잘못 써서 오히려 해를 당한 그 버려진 흉가에 왔습니다 남편은 사진 작가였고 젊은 부부가 살았던 어, 내 잘못 들었나? 아 냄새 뭔 소리야 어... 아.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이 따님 아, 하지 말라 와, 와 진짜 너, 너무하네 진짜 너무 죽겠네 새끼 너무하네 우와 엄청 뭐가 미로처럼 돼있다 뭐가 엄청 미로처럼 돼있어 아 이거 말했구나

스톱 소리 하는 거. 뭐야? 어? 어? 엄청 미어 어? 세다 잠깐만 소리야? 누구야 문 뒤에 누구예요? 어? 당신 누구? 어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어! 분명히 소리가 막 들리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어?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? 깜짝이야. 바로 확인! 아! K 레전드 걸렸다! 아무것도 없어! 방금! 없어! 와 미쳤는데 이거 야 얘들아 여기 이상하다 여기 진짜 이상하다 뭐야? 잠깐만 어? 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뭐 걸린 게 아니라 지금 도망치다가 끄먼 것이 갑자기 밥을로 왔고 자 어디 계세요? 제가 대면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자님 자 담배 피우시고 저한테 무슨 말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한테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이건 어, 왜 이렇게 났어? 자 무슨 말씀이든 해주십시오 혹시 두 분이 계십니까? 찾아와서 혹시 화나셨나요? 말씀하시기 불편하신 거죠? 그러시죠? 제가 여기서 나갈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너무 경기를 내가 너무 아 넥타이 혹시 심령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셨습니까? 이런 사진이 희한해 이런 사진들이 있어 이 손인데 뭐 피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것이